어, 저희 클리오가 생겼을 당시에는 저희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로 애초부터 탄생을 했는데 그때는 한국 브랜드에서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왜 한국 여성들이 그 글로벌 브랜드에서 만든 메이크업 제품만 사용해야 할까? 우리 감성으로 우리가 만든 브랜드를 고객들한테 전할 순 없는 걸까? 라는 모토로 만들어졌고요. 저희 프리즘웨어 제품은 스킬 없이 완벽한 메이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아이섀도우 제품이에요. 저희 고객들이 밀레니얼 세대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컨텐츠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의 저희 고객들이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고 SNS라든지 유튜브 같은 디지털 매체를 주로 보고 저희가 이제 했었던 traditional media는 점점 보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보는 것에 우리 제품을 소개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도 바뀐 건데요. 특히 5초 skip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에 굉장히 hooking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캠페인 후반부에는 저희 beauty creator를 통해서 제품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력적인 look을 보여준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운영해서 제품 캠페인에 대한 시너지를 높였습니다. YouTube에서 제공하는 targeting이라든지 효율, 분석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캠페인 시작 전 대비 5배 정도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를 집행했을 때보다 일단 효율성이 굉장히 높았고 첫 번째 마케팅 목표는 우리의 올바른 고객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클리오한테 유튜브는 앞으로도 굉장히 메인 미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